예쁘네. 귀엽네. 다가오지 마. <laughs> 오! 신발이딱 맞아. 양말이랑 세트야. 아, 양말. 양말이 <laughs> 귀엽네. 신발이라고 했어. 콧구멍은 왜 커지는 거야? <laughs> 요즘 저의 가장 큰 외출은 루카스 학원에 데리러 오는 거예요. 셔틀버스를 안 태우다 보니까 계속 제가 태워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도 루카스 나오는 걸 기다리는 중입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じゃ 하는 거야? 내 자리야. 거기 제 자리라고요. 잘 자. 몇 그룹이 있어? 여섯.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sí 향수 <laughs> 이거 사건이 줬어 스토리 한국사 선수시대는 스톤에이지 어 <laughs> 맞아 말 이렇게 했어? 나 잡아 봐 나봐 나봐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디갔어? 몰라 저 일단 전쟁이 hope so. 보통은 저녁 때 입욕을 하는 편인데 오늘 저녁에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루카스 지금 학원 가자마자 바로 물을 받았어요. 씻고 저녁 준비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루카스 픽업하러 가야 되거든요. 후다닥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저녁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이런 뭔가 허전하다 했어 얘를 잊어버렸네 뭐... 좀 특이해 그지? 좀 희한하지? 응. 잘못 골랐어 바이올린이 아니야 음. 짠 6년 동안? 응 100살 때까지 할 거야? 응 명란이 엄청 맛있다 대추? 대추가 뭐야? 대추? 응. 그때 봤잖아 그 빨간 거 이거 동그랗게 조그만 열매 쭈글쭈글하고 삼계탕에 들어있는 거 그게 대추야? 응 이게 이런 생대추를 사줘야 되겠다. 지금 대추 맛있어. 엄마 대추 무슨 맛이야? 위에는 약간 사과 맛? 사과 맛이랑 달콤해. 순맛 맛? 응. 내일 대추 사와야 되겠다. 어디에서? 슈퍼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었나요? 물론이죠. 사슴이나 멧돼지처럼 날쌘 구석기 시대의 단석이보다 훨씬 정교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지금부터